여긴 저의 세트장 이게 거의 대형 피라미드 기대가 되는군요 어우 그리고 여기는 아주 폐쇄된 공간이고 되게 신기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막 사막이라 해야 되나? 이건 진짜 부서진 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주 하나하나의 디테일 오, 어, 이 거미줄 어. 차랑 셀카 근데 이제 이따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쳐야죠 여기 위에서 잘할 수 있어 수도 있면 음, 위험하면 그냥 뺄 수도 있고 진짜 유일이라는 거